안녕하세요 종강한 가든이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특별했던 하루의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암영륜마을 공간장 활동에서는 카페 그림의 맛을 방문했습니다. 동화책 작가이신 사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퍼숙한 종이에 무채색 아크릴로 배경을 깔고 그림을 그린데요. 색이 자신의 감정을 반영한다고 해서 순간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밤을 그렸습니다. 떨어지는 수많은 별똥별과 풀숲 아, 카페 의 길냥이도 반겨주네요. 작가명과 날짜도 빠지면 섭섭하죠? 이날은 참 사진을 많이도 찍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디를 걸어가고 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체험이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항상 서울임에도 서울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정감 가는 분위기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최근부터 앞머리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참거추장스럽쥬 계속 정리해도 저 삼지창은 어쩔 수 없네요. 집으로 후다닥 빠르게 가봅시다. 2학기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학교와 한 정거장 떨어진 한성대 쪽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아, 제가 다니는 복싱장도 보이네요. 성북천 쪽에는 공간 예술 전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네요 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어디를 기어 나가는 걸까요? 역시 동번서번 허노이노입니다 지금 가는 곳은 대외활동 내레이션 녹음실입니다. 저는 청소년 특별회의라는 여성가족부 대외활동에서 온라인 소통팀으로 5월부터 활동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못해 참 아쉽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회를 앞두고 내레이터를 구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보았습니다. 녹음실은 처음이라 매우 떨리네요. 저는 버스 탈 때 여의도로 넘어가는 다리에서 이 한강 view가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여기를 지나면 그제서야 서울 산다는 실감이 나곤 해요. 원래 버스 타자마자 3초컷 꿀잠 쌉가능인데 브이로그 찍어야겠다고 다짐한 날이라 옷처럼 깨어 있었네요. 여기서 잠깐. 전달받은 건 분명 녹음인데 갑자기 출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쪽팔리지만 잠깐 보시죠. 자립. 청소년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우리는 청소년 특별회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실에 도착했습니다. 촬영은 많이 해봤지만 녹음은 처음이라 매우 기대되고 긴장되었습니다. 녹음실 안입니다. 4살 어린 고2 친구와 함께 녹음을 담당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차례를 맡기로 했습니다. 음, 어딘가 본 적 있는 구도네요. 사무국 측에서 커피를 사주셨어요. 한 문장 읽고 꿀꺽, 공룰인 거 아시죠? 하지만 이 침 넘기는 소리 때문에 엔지가 무한히 났던 건 안 비밀. 친구들은 제 오글거리는 목소리를 마치 서울말따라는 지방사람 같다고 했지만 착하신 녹음실 직원분들은 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통 터치 제가 또관중답게 사무국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녹음 과정 촬영을 부탁드렸더니 감사하게도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밖에서는 이런 모습이네요. 음향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삼 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런 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아나운서도 해보고 싶습니다. 실천과제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비대면 활동과 방역 지침을 준수한 지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스스로를 위한 참여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 처음부터 한 번 더 녹음하는 걸로 할게요. 네. 뭔가 구도가 아이돌들 노래 녹음하는 느낌이네요. Nope. 이렇게 가까이 찍을 줄 알았다면 화장 좀 하고 올 걸 그랬어요. 황달인이 따로 없네요. 아, 내 눈! 제16회 청소년 특별회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6회 청소년 특별회의는 지역회의, 정책제안팀, 의제기획팀, 온라인 소통팀, 의장단을 구성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직원분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남자 동생입니다. 교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주 커엽죠? 계속 저한테 선배님 선배님 하는데 작년에 새내기였던 저로서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나 둘자 준비 시작 같이 내레이팅하는 부분이 있어 칸막이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녹음하는 장면도 이렇게 촬영해 보내주셨는데 마치 EBS 교육방송 홍보 영상 같아 신기했습니다. 아, 네, 꼴의 선배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참... 어, 꽃머 같네요. 걸. 시작. 하나 둘셋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스스로 사는 청소년 냉동실에는 귀여운 강아지도 있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학생의 부회장 당선이 되어서 매우 기뻤답니다. 일시 친구 호건이가 모처럼 기프티콘으로 스타벅스를 쏘겠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코팩을 하고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처음으로 녹음실에서 재밌는 녹음도 해보고 어, 효서 언가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빵이랑 음료도 사주고 부회장도 당선이 되고 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가 딱 할 수 있는 활동에만 어,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 가진이 브이로그 끝!